洁癖。 던져줘 다이 던져줘 던져줘요 이건 왜 이렇게 됐지? <laughs> 안녕? 안녕? 누구세요? 우리 애기 누구예요? 도깨 누구세요? 어이거잘 찢어 어 찢어 이거 뭐 찢어버렸네 앉아 하나